님, 저는 음. 에스파 카리나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예, 예전부터 하이킥 때부터 정말 팬이었고요. 아직도 우울하면 모기송을 찾아봐요. 이렇게 멋있는 짤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뵙게 되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